엄마가 원하는 거? 옳지 응? 기다려 누나 엄마가 원하는 거 터치 옳지 잘했죠? 엄마가 원하는 거 터치 옳지 엄마가 원하는 거? 옳지 기다려 엄마가 원하는 거? 옳지 잘했죠 기다려 엄마가 원하는 거? 옳지 나 이제 엄마가 원하는 걸 머리 빗을까? 来てれば 엄마가 원하는 거 터치 옳지 엄마가 원하는 거 옳지 누나 이제 마지막이야 엄마가 원하는 거 터치 옳지 잘했어 아기 잘했어 끝 엄마가 원하는 거 엄마가 원하는 거 팝. 엄마가 원하는 거. 엄마가 원하는 거 팝. 야. 엄마가 원하는 거. 왜 이렇게 귀여워? 우리 애기? 응. 네, 네.